Welcome to 왔다 carving 진행자 왔다입니다 오늘은 사과로 센터 꽃을 만들고 양쪽에 하트 모양의 두 개의 꽃을 만드는 carving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